No, no. No, no, no, no. 네, 아이, 엉덩이. 아이, 엉덩이. 나온대. 아, 나 그러니까 간지럽지. 어우, 시원하겠네. 네. 하이 이 엉덩이 하 엉덩이 그렇지 하이 이리 엉덩이 그렇지 보내지 말고 뒤로 돌아 뒤로 엉덩이 엉덩이 좀 대줘 작게 알았어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알았어